안녕하세요 제나라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예고편을 보러 가요 그 전에 33화 안 보신 분 위쪽 링크 클릭해주세요 그럼 예고편 시작! 자자 모두 모이세요 샤이닝스타 유치원 친구들 선생님이 부르면 짝꿍을 큰 목소리로 말해봅시다 제나라 뚜에리 윤시야 만드남매 진 소리 양성이 없어요 어이? 우리 인기쟁이 송이가 짝꿍이 없다고요? 네. 34화 모두 모여라 멜로디의 팬미팅 그럼 선생님이랑 짝꿍할까요? 싫어요 자자 샤이닝스타 유치원 친구들 예고편은 다들 잘 봤겠죠? 그럼 여러분들도 짝꿍을 지어봅시다 자 송이야 짝꿍할 사람 오 이렇게나 많이 송이야 너랑 짝꿍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 선생님이랑 안 해도 돼 과연 송이의 짝꿍이 있을지 내일 올라올 34화에서 확인해보자고요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!